누구야? <laughs> 우리는 여기는 대구시 대구시 상징 달수 대구 시민의 기업분이 부다수입니다. 달수 같은 경우는 유라시아 수달이라는 종인데 유라시아 수달은 청년기념물 339지만 이 친구는 한국에 사는 친구가 아니라서 청년기념물이고 그냥 세계적 물적 위기 종인 사이테스 1급에 지금 친구입니다 적이 죠 네, 이렇게 귀여울 수 있나 싶어요. 발수 가봐봐. 저희 동물원에 동남아에서성 기념은 아니지만 세계 외적 사이트스 귀엽죠? 할 배웠어요 어,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태어난 친구고요 엄마, 엄마 딸, 반대랑 아빠 딸 둘째 사이에서 태어난 친구 영 너무 귀엽다 아니 수산이 여기 왔을 때는 만들어져서 이렇게 애기도 태어나고 계속해서 개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역할이 그러면 대표님 여기서 개체를 유지를 하셔야 되니까 마지막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연예인 연예인 <laughs> 프로예요 프로 오늘 잘한다 잘한다 라떼 네. 모카 예. 달수 마지막에서 달수 같이 있어야 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손 밖에 들고. 네. 예. 아이, 큐. 여러분 그럼 저희 물러갈게요. 저희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. 내리면은 먹을 거예요. 어, 네. 쪽 손으로 는막 네, 쓰다듬어. 네, 쓰담쓰담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보이질 <laughs> 않죠? <laughs> <laughs>